안녕하세요 밥태경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음, 저는 연휴 동안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늘은 살 안 찌는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어덮밥 네? 살 찌는 음식 아니냐고요? 어,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아 근데 나는 맨날 맛있게 먹는데 왜 찌는 거야?